한국하잔 인간개조 프로젝트 2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피부를 위해서 하루에 물 2리터는 먹어줘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와! 요즘 편의점에 가면 6개 묶어서 3천원에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요 물만큼 싼 게어딨습니까 특히 저는 피부가 조금 좋지 않아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에 좋다고 하거든요 모두가 잘 알지만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는 거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셔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불광 피부를 위하여 바로 시작해봅시다 렛츠고 요 텀블러가 이제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죠 355ml인데 이거를 한 6잔에서 7잔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아우 배부른데 제가 봤을 때 이 물을 2리터 다 마시려면 이거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먹을 게 아니라 그냥, 그냥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2리터 진짜 겨우겨우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? 물막 너무 많이 먹으면 괜히 막속 울렁거리고 안 좋은 거 그래서 내일부터는 진짜 아침부터 조금 조금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날 잘 클리어했고요 내일 보자고요 데이 아. 2잘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한 모금 아,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정말 힘들어요 오늘은 화장실 진짜 자주 갔어요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화장실 가고 하, 쉽지 않은데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외출을 해야 되는데요 외출하는 날에는 이렇게 500ml짜리 물통에다 옮겨 담아가지고 나갈 거고요 그래야 몇 리터 먹었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6일 차인데요 지금 저녁 8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2리터 다 마셨습니다 아 이제 뭔가 조금 습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? 7일차 마지막 날인데요 하루 종일 물, 물, 물을 마셔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나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 빨리 오늘 요놈 하나 끝내버리고 얼른 도전 끝내고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일단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아...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 하루에 2리터씩 마시기 끝났고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물을 열심히 마셨고요 변화된 걸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추천할 만한 게 물을 하루 종일 계속 마셔야 되니까 배가 불러 있어요 그래서 막 음식을 과하게는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다른 음료를 좀 마시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콜라라든지 아니 뭐 커피 맥주도 물론이고요 아무래도 2리터를 하루에 다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그런 음료들을 마시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콜라, 커피, 맥주 솔직히 몸에 좋은 음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기호식품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리고 물을 2리터씩 딱 먹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섭취하는 게 점점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또 당연히 건강도 좋아지겠죠 자, 세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아주 직방으로 잘 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? 똥을 잘 싸게 돼요 물을 꾸준히 마시고 나서부터 약간 눈에 띄게 배변 활동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물을 많이 섭취하니까 노폐물을 좀 더 이게 뭐 잘 걸러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혹시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주 자연적인 요법으로 물 마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피부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일주일 전과 현재 피부를 비교한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뚜렷한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뭔가 제가 느끼기에 훨씬 더 푸석푸석한 감이 없어졌고 좀 더 맑아진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수분이 이제 보충이 되다 보니까 어좀더 이렇게 뭐랄까 건조한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일주일밖에 하지 않았지만 피부 좋은 사람들 보면 물을 정말 열심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물 마시기를 습관화해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물 많이 드시고 좋은 피부와 좋은 건강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고요 아.